태식아 우리 걸어서 밑 어? 내려가자 이리 와 이리 와봐 어떻게 올 거야? 바이바이 태식아 이리 와어불 꺼졌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이리 와 NO! 일로 올라오세요 태식아 어디 가? 태식 불 꺼지네 고기 이리 와 아, 어, 이리 와 태식아 이리 와 엄마 여기 있네 모두 있어? 태식아 이리 와 엄마 이렇게 올라가잖아 오고 어, 오고 오고 태식이 잘하네 이리 올라와 글로 올라올 거야? 어머나 올라올 거야? 이리 와. 이리 와. 우! 야, 너 똑똑하다, 진짜. 응, 이리 와, 이리 와. 태식아, 이리 와. 완전 똑똑한데? 자, 또 가자. 이리 와. Run. 사실 우리 이제 계단으로 한 번만 더 올라가보자 가보자 일로 와봐 nope. 일로 예, 와봐 나봐 아! 계단으로 한 번만 더 어, 일로 와 이제 이리 와 다시 가 자다왔다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가 어디까지 가 그만 가 그만 가 아니야 아니야 대신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제 집에 가야지 끝